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떻게 들어가야 돼? 안녕하세요. 강하게 너의 어른을 잘 지켜야 돼. 네? 진짜 비어있거든요. 절로 갈게요. <laughs> 어차피 당장에 오셔야 돼서 감독 혹시 USB 있으세요? 지금 없어요. 왜, 왜? 뭐, 뭐 해야 돼요? 음향 하나 새로 왔는데. 응. 이메일로 보내면 안 돼요? 이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이메일 그러니까 얘를 이메일로 일로 보내서 얘를 에어드랍으로 넘기는 거지 네. 바로 떠야 되는데? 야, 선물 많이 들어왔네. USB 2 이거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. 됐다, 됐다. 거를 하나 사인을 새로 받은 게 있어요. 이름이었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네가 다시 줘. 지금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. <laughs> 저희 집사람이 자원봉사를 머리를 해놨는데 이번 스탑해 스탑해 스탑해 다시 다시 다시 <laughs> 준비된 날 시작합시다.